지금 네가 잽을 놓자마자 쏘는 건데 한 타임 죽이지 말고 g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탕 nice. 자세 좀 낮추고 천천히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렇지 nic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휴식 휴식 물 마셔 물 물물 물, 물. 바로 돌면서 땅 오케이 쭉 오케이 good. 들어가 봐 쫓아가다가 쫓아오면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nice. 물 마셔 물 물, 물. 잡아서 잡자마자 스텝을 오픈하면서 오픈 스텝을 빼면서 빼는 순간 바로 잽을 들어가서 왼발 오른발로 쏴 내가 공간을 살짝만 만들어 쏘는 거야 잽 옆으로 발란스 잡아가지고 쏘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 리바운드에서 바로 하나 둘땅 터치하고 세건 알겠지? 파이팅해 지수 고! 잽 그렇지 그리고 발란스 잡아 쏴봐 헤이 고 고고 중심 잘 잡고 자세 낮추고 오케이 슛좀 올려 슛좀 올려 하나 둘 셋 오케이 고 오케이 셋 하나 둘 오케이 last! 자 여기서 하이로 미다트에서 잡아 지금 니가 잡아봐 그러니까 볼이 약간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볼 잡아 돌아 오픈 아니 오른발 어 해서 링 보고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고 드리블 스크린 와 드리블 스크린 어 해서 팝아웃에서 빠져서 쏴 어. 1대1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 네가 하다가 물론 들어갈 때도 있는데 앞선 애들이 보이면 어차피 볼 준 방향에서 잡아서 오픈을딱안 되면 바로 가도 돼 바로 자 미들슛 좀 힘있게 하자 그렇지 바로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자 하나 자파워티드 잡으면 바로 잘라 들어서 여기서 바로 페이드웨이 상상하면서 해봐 상상하면서 파워티 했는데 붙어 드라이빙을 그냥 페이스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아니면 이러면서 들어가 게임 너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들어가 천천히 끌고 들어가 천천히 한 번 하고 천천히 쉬어도 돼 그렇지 오케이 이게 아니었어 <laughs> 똑같이 나랑 2대2 투맨 게임 하고 나랑 2대2 하고 팝아웃해서 내가 주는 걸로 이제 1대1 하라는 거야 너 와. 오케이 굿 기다 일단 처음에 슛 쏠려 그래 빠져서 아, 슛 쏠려고 하다가 그대로 들어가 나이스 오케이 하나 둘탕 nice 밀고 들어오다가 하나 feeding하고 멀리서 언덕 그렇지 nice. 하나 하나 둘 땅 오케이 하고 좀 많이 쉬어 많이 쉬어 강하게 그렇지 슛 보고 하나 더 들어가도 돼 자세 좀 낮추고 천천히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렇지 nic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휴식 휴식 물 마셔 물 물 물 지수 네가 high post 잡아가지고 처음에 잡자마자 바로 오픈해서 링 볼 거 아니야 그치? 링 보면서 네가 슛을 쏠 수 있는 너의 장점이 슛이잖아 일단은 그치? 잡아서 슛을 쏠 수 있는 공간을 lift로 만드는 거야 얘가 오면 그냥 들어가면 되고 쫓아 어차피 얘는 너보다 늦어 옆으로 이동하는 타이밍이 그래서 길게 아니어도 돼 살짝만이어도 되니까 잡아서 스텝 빼면서 동시에 땅 그래서 자꾸 쏘는다 잡아서 땅 오케이 good. catch. 땅 오케이 땅 바로 그렇지 고 오케이 셋 만약에 가, 뭐야 공간이 안 생긴다 하면은 그냥 잘라야 돼 리프트 하자마자 바로 길게 뛰었다가 one two. 오케이 바로 돌면서 땅 오케이 자 반대 너무 앞에다 이렇게 치면 안 돼 내 몸 쪽으로 당겨가서 최대한 옆으로 길게 가면 갈수록 너가 슛 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야 nice. 오케이 네 last. 똑같이 잡아서 리프트 했으면 crossover로. 여기서 크로스오버 할 때 밑으로 하지 말고 push로. lift. push.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 올 때 바로 띄우고 push. 그렇지 오케이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좀만 더 길게 길게 옆으로 좀만 더 길게 길게 push 이거 봐걸린다 이거 걸려 엎어서 쳐봐 lift해서 lift 했지 엎어 손 위로 아니 그렇게 밑으로 하지 말고 위로 감어 아니 너무 높게 하면 안 되지 땅 이 정도 땅 그렇지 그래서 스텝이랑 같이 이동해야 돼 바로 그렇지 오케이 nice. 마지막 nice nice nice. 샷샷샷 춤췄다가 반대 moving 슛 last. 쭉 push. 그렇지 이거 봐 뭐 밸런스 <laughs> 옆으로 가야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얘가 자꾸 지수 네가 옆으로 이동해서 얘가 나와서 네가 리프트 할 때 옆으로 갔다가 또 일로 오게 만들어야 네가 자르기도 편하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길게 그렇지 오케이 nice 쭉 오케이 good 넷. 자, 이번에 내가 쫓아가 볼게. 들어가 봐. 쫓아가다가 쫓아오면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nice. 물 마셔, 물, 물, 물.